You know who you're talking to? Yeah, you. oh, oh my God! s t 개 v e che 뚝배기! 루시안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?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씨발 엄청나 잘해 이 개새끼 어디까지 재능이 많게 할 거야 오 심상치 않은데?